Oh, my God. 맞나? 너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어 와, 와. 우리 우소리야 놀래가지고 갈라 저기 얼음이 진짜 야 허리도 잘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야 어머 어, 너무 멋있다 어떻게